cosas. 엄마 조심 왜냐면 엄마 옷 옷이 필린데 이거 진짜 엄마 먹어봐 옷에 먹으면 재미있어요 손 올리셨지? 예 먹자 đúng ngon bây giờ mình sẽ đi lên cái da một cái bác này cái bác đằng trước trước á mọi người thấy không à <laughs> nhiều mi pizza heo <laughs> 아저씨 안녕. 이왕이면 어떻게 해줄 거죠? <laughs> 가방 놔둘래? 이거 냄새 너무 좋고 집에 갖다 놓으면 그거 해 민준이. 네, 엄마. 와, 뭐가 많다. nhà của chú đó nhà của chú đó đó mọi người cái này đúng kiểu nhà trên núi 운동 운동하는 것도 에어 뭐. 여기 진짜 미미 와 많다 와 진짜 덥다 여기 가을덥게 여기 진짜 좋아 我都不管，管中。 아 지금 물을 떼고 있어. 야채 뭐지? 응. 야채 빼다. 아니 야채 뭐지? 뽑다. 일단 뽑다. 수확 수확하다. 어 수확. 아, 라이트 이렇게 하면 되지 어, 재밌네 아 서리하고 있네 어 그래 그러면 어, 이거 진짜 안 찢어진다 너무 짱짱해 짱짱해 그 튼튼해? 그럼 마트에서 파는 거는 완전히 물물하잖아 어떤 네, 비 오는 것 어. 와. 완전 어, 네, 짱짱하잖아 미안하지만 실례하겠습니다

낼수 있어? 와. 안세요 아, 아, 아, 좋아해요? 그, 그, 안 친해. 근데 지금 술 없으니까. <laughs> 술 먹을 때 맥주집에서 아. 과일 안주 나올 때 그때가 돼야 제철 과일 한번 맛보세요 Tomorrow 깨끗이 씻었어? 김, 김치 만드자 이거면이 박종원 백종원? 응 그죠 그죠 그죠 이것도 있어 여기 이거 좀 버, 벌어 응 맞아 이거 좀 벌어 응 보리 안 예쁜 거 빼? 그럼 너 빼. 나 예뻐? 나? 응. 어. 나 예뻐? 나? 응. 어. 너 빼려고 너 먼저. 너 빼. 너. 버려. 너 버려. 너. 이 없어. 내가 할까? 한번 한, 한 번만 해. 내가 한 번만 하고 내가 해줄게. 안해 안해 잠시만 잠시만 넘봐 재밌어? 재밌어? 아 지금 나는 할수 있어 사이즈 백종원 선생님 얘기 그 마음대로 해 맞아 <gasps> 와 사는 것 살아 달라 사는 어, 것 어. 그게 좋은 건가? 어 <gasps> 이따 엄마 보여줘 음. 와 냄새 싱싱해 잘할 수 있어? 아요? 맛 괜찮아? 경자 아가가 뭐 많이 안 씻었어? 못 씻었어 많이 씻어졌다 응.